없으니까 또. <laughs> 저, 저기 네, 이러고 있네 아, 좋습니다 네네 네. 야 빨리 나오세요 네, 다, 다른 분은 한숨 쉬지 마 한숨 쉬어도 돼요? 왜 지치게 만드니 태영아 지쳐요? 어? 지쳐요? 태영이 오늘 옷 스타일이 살짝 네, 아, 아, 저는 그분 리정혁 동무 같다 네, 알겠습니다 세분 한번 보여주세요 나왔어요? 네. 다리 덕대고. 아, 보자. 생각마다. 아, 형이 또 제대로 할 것인데 그렇게 파까지 해가지고 아. 아니요 이 형은 진짜 와또 소리 뽀 빠스 이런 맞아 비보이를 하긴 멋있긴 하겠다 야 저렇게 하면 다리 짧 해주신다 네, 예 생중계죠 정씨 혹시 나이키 했어요? 아니 사 그냥 포토를 다 아주 베이직한 포즈로 하나 하시고요 <laughs> 갑자기 세븐을 표현할 수